자 슬라이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어, 일단 어제 테스트한 결과 여기까지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어제 테스트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 계속 배고프다 음... 대략 이렇게 생겼었고 이게 이제 어제 쓴 프로젝터 그리고 사람 머리가 여기까지 온다는 걸 알 수 있었죠 딱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다면 <clears throat> 어, 그렇다면 이제 이 공간을 활용한 거죠 자, 얘는, 얘는 필요하니까 남겨두고 지우고 뭐 아시안 선거구 커뮤니티 미래 그래 이렇게 넣어고 아, 이구태희는 노란색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나? 모르겠어요. 이거 작게는 플러팅. 폴드 꺼내주고 작게 해주고 어제 취재했어 내가 제목이랑 저거랑 안 맞게 보냈는데 어딨지 음. 제2단계 사이에 차, 좀 공간이 있으면 좋겠네요. 시푸드 넣어주면 좋은데 희미하게 넣어줘 볼까? 그리고 음, transparency 효과가 없는 건가? 아 설마 없는 거요? opacity 어딘가 있을 텐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닌가? 음. 거의 있는 이만 못하네 다시 좀더 요거를 봅시다 그러니까 <clears throat> 사람이 4명 앉을 거니까 음, 공간이 없네 오케이 일단 빼고 여기다가는 이제 지도를 넣습니다 얘를 넣어주고 얘를 넣어주고 어, 얘보다는 얘가 낫겠다 여기까지 내려놓는 거였구나 중간에 있네 글리선 넣어주고 아, 지도 보고도 사람들이 <laughs> 이거 이러도 좋다, 좋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걱정되네요 좀 가려주고 여기다가 이제 자막을 넣어줘야지 원 b 투 b 지도가 중앙에 있어야 돼 그냥 비교가 더 쉬울 것 같다 추가 지역 추가 지역 음.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단계적으로 공개하는 거죠 자 그럼 3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도 좀 그렇네 그럼, 그러면 이걸 따로따로 따로. 오케 너무 내려온 것 같은데 할 수 없어 이렇게 이렇게 놓고 처음에는 <clears throat> 얘네만 보여주는 거지 이러고 나서 추가된 지역 먼저 보여줄까? 콘서트가 폴리머 뭐. 이거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에, 예, 얘를 지울 수도 있고 이렇게 좋았어 이렇게 하면 되고 어, 어. 음. 준비할 시간이 없구만 8시 다 돼가네 자, 첫 파트는 그냥 제목으로 때우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프로세스에는 우리 폰뱅킹 전하고 공청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그래 딱 좋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전화 걸기 사진 우리 이런 모임도 썼지 아 보자 보자 보자 찍은 게 워낙 없어서 얘 예, 하나 넣고 이게 11.30 .30 또 하나 넣어주고 아니고 폼뱅킹할 때 사진 안 찍었나요? 여기있다 아 진짜 좋게 찍었다 전화드는 거는 사진 안 찍었네 동영상 있나? 동영상 알이 나오면 그거는 그래서 시들이 있어요. 그냥 지금 연습하는 장면. 아. 오 여기 있다 있다 있다 있다. 홈뱅킹 그리고 좀더 좋은 장면 없나? 미국 분들 뭐 하시는 아시겠. 아, 뭐 캠코더로 찍었구나. 이래서 안 좋은 거예요. 안 찍는 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청회. 공청회 사진 15년 우리 회원 어딨지? 저쪽 뒤에 계시네 왜 그건 사진 안 찍었나 어, 여기 한 분 계시다 아, 왜 이렇게 적극적인지 보여 <laughs> 오케이 여기 한 분 계셔요 우리 회원 맞나? 어쨌든 이거 좋아 이거 이게 뭐지? 에, 517 이거네.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좀 밝게 해줘. 들어가기 어디 갔어? 왜안 들어갔지? 아, 그치. 스샷 찍었지. 좋아요 이게 세컨드 터킹 포인트 세트 넣어주고 Asian American 다수 이거는 준비됐고 한인들 단결해라 여기다 <laughs> 넣어주면 되겠네요 <clears throat> 자 어디 보자 어... 동영상 동영상 동영상 Any some of the intricacies that go Five. The count. Honor to attend the public first. Have offers it. I'm here to assist the new married town. It's else came Okay. <laughs> 진짜 부담스러운 전적이야 자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한인을 단결해서 하는 목소리니라 시위가 표결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 보자 청원서 수집 등등 여기선 그냥 그냥 이걸로 떼봅시다 다시 이걸로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그